이번엔 거. 네, 근데 한 30반영 보세요. 전쟁 났어요. 우와. 별이 난. <laughs>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내 거. 일, 일단 이거 내 거예요. 어? 적용인 것 같은데? 네. 나이스! 애답이다. 한 대. 나한테 맞은 거지? nice 뭐야 어, 뭐 이렇게 잘해 이게 정도 가세요 저기 뒤 저거는 저 비었어요 저기 차 안에 어딨어요 나이스 뭐 있나? 나이스 오, 뭐, 뭐,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 뭐야! 아니, 팡팡에 가서 이 뒤집을 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바퀴 벌리는 오케이! 이 지프, 아기 지프. 어. BRD 인전에서, 어? 이겼다! 19! 19, 1 괜찮아! 아직 살만. 야상의 바퀴벌레들. 이놈들아 죽어라 이것들아 죽었다 아! 아 이... 아, 빨리 타 빨리 타왜안 타요 어? 아! 빨리 타 내가 1피 1피 1 한대 해도 한대 오케이 나이스 컷컷 <laughs> 지은공 주인공 저는 저한테 박아봐요 박아봐요 네. 계속 기포가? 저기 정신 나가 아... 아씨 한 대만 때리면 너무 두대 어? 안돼 혹 어? 1피 안녕 드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좀 일찍 오지 게릴러 할수 있죠? 게릴러기 뭐죠? 이거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나 아, 달라요. 아, 아, 아 이제 다 타세요 선번님 어 부딪혔어 맞자. 1번님 이거 터졌어요. 아 누가 쏴? 어, 안돼 살려. 어? 옆에. 아 뒤. 아, 어, 뒤, 뒤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니는 뒤에 오토바이 지나갔어 얘들아 나 자신있나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 팀 아하 치... 어, 때려! 아왜 나만 맞아 어 잠시만 어? 어? 야! 쫓아가 쫓아가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해석이 뚝배기 뚝배기 해결법 아시나요? 어? 어? 뭐야? 아 뭐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아 그안 아. 죽었을 거예요. 아 방수하다 벌 받네. 아한 명 있는데요 있네 점프샷 어? 어디야 어우 개 아프네 진짜 씨. 아, 방, 아, 네, 방금. 듣기는 됐어요. 죽일 어야이쳤놈 우리가 이겨보자요. 전이곧 종료됩니다. 했다. 기전 끝. 아, 그거, 아, 그거 좀 빨리 끊으니까 제발, 방풀하지 마. 돌격. 에이 예, 그냥 그래도 있아이씨야 선자 내자 달려 달려 팔고 팔고 팔고 어디가 어디가 어때탄이 10도야 수탄으로 해볼게요 어? 고! 나나 치워 아! 얼마나 쭉? 아! 간다 간다 간다 <laughs> 뭐야 아 총알이 네발밖에 와 아까 아, 아 너무 안 보여 어팀 많이 안 가네 아 아까 팀 아니었나? 아, 같이 있었던데 어 됐다 아니야 그러면 너 경찰 경찰한다 올라간대 매드에 어 매드에 진짜 쏜다 이번에 진짜 누 쏜다 사번님 사번님만 죽여야 난 아버지 없어 사번님 아 사번님만 떨어졌잖아 아 그냥 떨어져 어 그거 저이요아 매드이 진짜. 아, 아, 저희가 싸우고 있다고요. 네. 네, 네. 근데 와, 봐이 누르면은 낙하산 움직여서 불타졌다. 진짜요? 그래 해야 돼. 오우 씨. 이거 가야 돼. 먹고. 수류탄 맞아. 어, 있다. 어, 여기까지. 이겼다! 나야 이거랑 인격이 뭔 상관이지? 내가 오고 싶은 이기다 얘야? 얼굴 불쌍해다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 뭐야 강제랑 가자 강제랑 가자 야 죽였다 어, 내가 죽일래 내가 죽여야 내가 죽여야 나 운전 안해 나 너가 운전 애기 애 도와줘 애기 이번이 도와줘 이번이 도와줘 저기 앞에 사람 있어 저기 앞에 사람 있어 저기 앞에 사람 있어 뒤에 있단가 아 진짜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니 네 진짜 저희는 가족 같죠 첫 번째로 아니 탄 준다고 탄탄탄 아! 아, 아 그구나 미안해요. 갈게, 우리. 갈게. 명. 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뭐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아 어? 차가 빠세요 아나 기다릴수있단 말이야 아 돌격해 돌격해 사번이 죄송해요. 우리 못 살릴 것 같아요. 가고 있어. 제발. 아, 말하는 이보. 와, 이보 진짜.